Hello! 해피 루나 이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동양에서 다시 이렇게 Lunar Year로 Happy New Year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Lu, Happy Lunar Year 외쳐보았습니다 예 코리아 방식은 사실 3위를 쉬는데 네.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안 드리면 또 여러분들 실망할까봐 그렇죠. 저희가 아직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Queen of Queen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누구냐 바로 니키미나 진짜 믿고 듣는 니키 미나즈 그렇습니다 정말 Queen of Queen 니키 미나즈의 바로 노래 제목은 뭐죠? Heart White 아 Heart White Wow, 노래 제목보다 뭔가 강렬한데 네. 또 니키 미나즈가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니키 미나즈와 카디비가 항상 경쟁하듯이 이렇게 아. 하나씩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니키 미나즈가 아직은 여왕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음. Never gonna happen.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니키미나지의 위키타임은 바로 여기 가시면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heck it out. 오케이 그럼 바로 니키미나지의 Hard White 들어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쳐보죠. Lit Action. 빰빰빰빰빰빰빰빰 오. 오. 오! 오! 와, 좆대인데? <laughs> 아. 와우. 오. 어. 에이. Hey. 죽이는데? 와 이게 베이스가 처음에 딱 들어갈 때뻥 어. 때리는 게 음. 죽이네요 약간 처음에 사실 도입부는 저땅ึ 하는 게 약간 춘리 비슷한 느낌도 조금 받았어요 어 나도 그 생각 어. 들었어요 그 처음에 그 화면이랑 어. 뮤비 화면도 그렇고 약간 춘리인 줄 알았는데 어좀 달라요 음. 그리고 원래 니키미나지가 autotune을 사용했었나요? 뭐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어, 잘안 했는데 이번에 좀 대놓고 autotune을 쓰면서 네. 약간 되게 트렌디셔널한 훅을 만들지 음.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 듣기 좋네요 그리고 <clears throat> 뭔가 가사가 지금 해석이라 다 보이는데 네. 약간 우리가 그때 Seven Rings 할 때 아리아나 그란데 약간 swag 아.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건 되게 애기애기한 아. 것 같고 이게 진짜 어른들의 진짜 어, 이제는, 이제는 웬만한 제가 만지면 나 일 안 해 약간 어. 이런 스웩이야. 멋있습니다. 와, 진짜. 내가 진짜 여왕이다. 네. 그림도 막 무슨 왕관 같은 거 쓰고 나오고 wow. that's right. 와, 퀸. 아. 오. 와우. 와우. 오. 아, f 반도. Don p 난 코러스가 너무 좋다. 그니까요. 여기 요 부분. 예. 100원데요? 하이 하이 에이 Get her back 어이 Undone? Thun thun? Thun thun Wow Here John wow. gold tier Gold tier? Angerfeld? 와, 이 라인 좋은데? 어. 와, 나는 그 여왕 의자 앉은 니년들은 음. 응원이나 해라. <laughs> 어, 진짜 확실히 어, 빡세네요. 그 와. 빡셈의 레벨 자체가 다른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지 않은 사람이 러면은 에이, 그냥 음. 또 힙합 수액이네. 감흥이 안 오죠. 어, 진짜야. 아, 이분 말은 진짜인 것 같아. Real 어, for real. 진짜. 어, 뭐 옛날에는 그 힘들었나 봐요. 어. 그 돈의 반을 받으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유튜브한테 음.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음. 근데 나중에는 저희는 유튜브가 제대로 제가 맞춰주면 일안 음. 합니다. What? 어,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갑을 관계는 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 모아서 유튜브 공격하고 바로 <laughs> 죄송합니다. 아, 너무 공격적입니다. <laughs> 오케이. knock it off. Wow. 춘리 같은 느낌도 많이 있어요. 예, 그 깔리는 음 자체가 느낌이 비슷해요. Top is off. I never play the ho position. 아, 어, pole을 잡을 필요 없대. 스트리퍼가 아니라는 소리죠. 어. 카디비 디스인가요? 아, 조심해요. <laughs> 와. I'm moving away, but I'm in the dope position. 와. Damn. Damn. Straight up. 와. 와우. Work hard, just get her back. 와우. 열심히, 열심히 합시다. 와, 와. Work hard. 와, 와, how? Pick side. I bust a shot. Don't duck if you 와. don't cry. 지금 이 음 나오는 거 있죠? 네. 이 부분이 춘이랑 비슷하다. 맞아요. 네. 와 진짜 왕관을 쓰셨구나. Savage k i n 강렬하다 강렬해. 빡셉니다 빡세. 진짜로 와 네. 너무 빡세 진짜. 니키 미나지의 Hard White 듣고 왔는데 아 나는 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찍은 걸 너무 잘했다 싶을 정도로 너무 아, 좋은 노래였어요 좋아요 아 진짜 무슨 앞에는 춘리 같았는데 음. hook에서는 약간 트래비스 스캇 냄새도 나고 아. 약간 그러니까 좀신기한 원래 니키가 좀 안 했던 스타일인 것 같아요 후기 그래가지고 신선했어요 저. 진짜 이거 이번에도 센세이션 굉장히 일으킬 만한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Hard White Hard White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뭐 내용상으로는 뭐 예전에 때는 힘들게 일했지만 지금은 존나 개잘 살고 난 니네랑 존나 상관도 안 한 그런 어. fucking level. 쉣! queen of queen이다. 어. 그러니까 제값 줘서 나를 일하게 만들지 않으면 난 굳이 일 안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 진짜 이 노래는 약간 사람들이 퇴근 시간 말고 출근 시간에 들으면 음, 그래 빡세게. 아유, 어, 아, 나 오늘 하루 그냥 일 존나 해버릴까? 어. 고용노동부에서 어. 이런 노래를 자, 자, 조장을 해줘야 <laughs> 그런 증진이 됩니다. 예, 아침에 이제 아침 세, 아침을 열 때 다른 노래 말고 이 노래를 틀어줘서 그렇죠. 약간 어. 새마을 운동처럼 예, working 할때 어. 해야 됩니다. 진짜로 와. What the fuck are you talking about? 좋습니다. Hard White. 여러분도 work hard and play hard. 예, 그리고 항상 happy하게 일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럼 오늘 느낌이나제 Hard White 듣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어,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올 한해도 리티비 정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월 8일 날 영순 노래 이제 발매와 동시에 뮤직비디오 공개될 테니까 항상 stay tune 해주시기 바랍니다. Alright, 마지막으로 if you guys like this video, press like, press subscribe, and alarming please. 오케이 그럼 오늘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에도 멋있고 재밌고 멋진 영상과 노래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외쳐보죠 릿 아쇼!